자자 예고편을 들고 날아가 왔습니다 32화를 보지 않으신 분은 위쪽 링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분들 33화 예고편을 보러 가실까요? 어? 바닐라? 에이 쌩 가버리네 못 들었나? 공주님들 저 왔어요 응? 아까 이쪽으로 갔는데 왜 저쪽에서 와? 응 이쪽으로 사라졌다가 저쪽에서 나타났어 어 그게 도플갱어야 네? 바닐라의 도플갱어가 학교에 나타난 거야 만약 도플갱어랑 마주치면 아! 렌즈가 둘? 우리 공포 영화 아니에요! 에이! 도플갱어! 바닐라의 도플갱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신과 똑 닮은 사람이 두 명 더 있대요! 그리고 그 둘과 모두 마주쳐버린 사람은 빨리 가서 바닐라가 자신의 도플갱어와 마주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어떻게? 몰라요! 일단 시아와 송이에게 알려줘야지! 그럼 저는 이만 가볼 테니 여러분은 내일 본편에서 만나요!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virtual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